지금부터 태경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태견을 하는 사람으로서 태견뿐이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게 가장 뿐이라는 게 이제 프로페셔널하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프로페셔널한 그 자격을 취득하는 심사기 때문에 오늘 심사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준비! 준비! 띵! 띵! 띵! 신발 좀 뒤에